누르르 떨려온 내말로 춤추긴 시작해 준비니 심호흡해 저 조금씩 손끝이 떨려오네 한 걸음 나간 그 무대 위에 나 혼자인걸 나 혼자인걸 순간 새로운 세계로 변해 고독함을 다 이겨낸 여기 강한 소녀의 같은 마음 가득 꿈을 꾸는 내 친, 내 친구가 있어 에프리톤 솔로 너와 함께라면 꿈꾸고 세우셔 최고의 라이브